저에게는 친한 연하남이 있어요. 저에게 정말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. 어느 날 연하남이 사막에서 캠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본인이 장비가 다 있으니 몸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죠. 보기와 같이 사막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. 가끔 차만 한 두 대 다닐 뿐이었죠. 우리의 포금자리. 이게 바로 연하남의 매, 매력인가요? 연하남은 슬쩍 불을 피우며 분위기를 잡더라고요. 저한테 고백 공격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듯 했어요. 자존심도 없는 놈. 뜻하지 않게 만난 낙타 덕분에 연하남과 저는 사이가 급속도로 좋아졌어요. 연하남도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우리 잠깐만 더 쉬고 갈까? 라고 말을 했어요. 그러더니 사막으로 다시 돌진했어요. 근데 이거 막 사막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2차 괜찮아? 라고 말하자 연하남은 응 이거 까뚜로야 라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사막으로 무작정 돌진했어요 낙태가 안녕하세요 심샤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꼭 꼭 올리고 싶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막에서 연하남과 단둘이 캠핑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친한 연하남이 있어요 저에게 정말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실망하셨죠? 저희는 참고로 아랍에미레이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어느 날 연하남이 사막에서 캠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Welcome to Riwa 몰입균. 으아! 어, 어 본인이 장비가 다 있으니 몸만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죠. 몸만 가고 있는 제 모습 보이시나요? 어서 오너라. <laughs> 보기와 같이 사막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. 가끔 차만 한두 대 다닐 뿐이었죠. 연어남과 점심을 먹기 위해 텐트부터 쳤는데 모래바람이 불어서 쉽진 않더라고요. 우리의 포금자리 바람이 너무 많이 돈다. 으흐. 짜잔. 연하남은 점심으로 찹스테이크를 만들 준비를 해봤다고 했어요. 정말 재료를 이것저것 준비해 왔더라고요. 아 물론 재료만 준비했고 요리는 제 몫이었어요. 이게 바로 연하남의 매, 매력인가요? 점심을 먹고 나니 곧 저녁이더라고요. 사막에서 딱히 할 게 없었던 저인 곧바로 된장찌개도 끓여 먹었어요. 그냥 우리 먹던 그 맛 같아. 먹어봐. 연하남은 슬쩍 불을 피우며 분위기를 잡더라고요. 저한테 고백 공격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듯 했어요.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연하남에 비해 제가 너무 아깝더라고요. 하지만 바로 거절해버리기엔 아직 다 빼먹지 못해서 조금만 더 갖고 놀다 버려야겠다 생각했어요. 우린 정말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야 그렇지? 라고 하면서 고백 공격할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. 다음날 연하남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잘해줬어요. 자존심도 없는 놈. 연하남은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내려줬어요. 저는 연하남의 커피를 받아먹고 즐겁게 캠핑을 마쳤답니다. 끝난 줄 알았죠?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. 낙타 주인이세요? <laughs> 이 정도면 낙타 주인 아닌가 급속도로 좋아졌어요. 갑자기 연하남이 잘생겨 보이기 시작했어요. 연하남도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우리 잠깐만 더 쉬고 갈까? 라고 말을 했어요. 그러더니 사막으로 다시 돌진했어요. 근데 이거 막 사막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 차 괜찮아? 라고 말하자 연하남은 응 이거 까뚜로야 라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사막으로 무작정 돌진했어요. 그리고 차는 빠졌습니다. 지나가던 차가 다행히 저희를 구출해줬어요. 저희는 집까지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갔습니다. 음.